네 안녕하세요 팀 프로젝트 S 팀장 이정수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될 동작은 그 게이너 한국에서는 하우스턴이라고 불리는 동작을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어, 이 동작은 굉장히 간단한데도 사람들이 조금 이해를 하기 어려운 조금 뭐 희한한 각도로 돌아가는 그런 동작이에요 그래서 배우기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어, 쉽게 이 동작을 습득하실 수 있어요. 자, 처음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스텝이에요. 스텝. 지금 본인이 바, 바라보시는 고 방향보다 약 45도에서 혹은 더 깊게 90도까지 지금 왼발. 저는 오른, 오른발을 차기 때문에 왼발. 왼발을 깊숙이 기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오른발, 왼발을, 왼발이 깊숙이 기어졌을 경우에, 그 다음에 오른다리. 오른다리가 높게, 높게 차올리면서 처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할 거예요. 어떤 식이냐면 자 오른다리를 쳐면서 제자리 보셨죠?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오른다리가 오른다리가 높게 쳐지면서 제자리 이 동작 되시면 뭐 거의 다 성공하셨다고 보시면 돼요. 그죠? 자, 이 다음, 이 동작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이 뭐냐면요. 자, 여기서 이제 점프. 점프를 가미할까요? 자, 오른발, 자, 오른발 놓고 왼발 깊숙이 뒤진 다음에 오른발 높게 들면서 똑같이 하면서 왼발로 점프 살짝 빵 됐죠? 이해되셨나요?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른발, 오른발 딛고 왼발을 깊숙이 자기 몸 90도가량 뒤지면서 오른발 높게 차시면서 점프 네, 됐죠? 그 다음 여기까지는 네 아니 학습부터 아라고할 수 없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왼쪽 어깨 왼쪽 어깨를 왼쪽 어깨를 바닥 방향으로 몸이 최대한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회전은 굉장히 쉬워져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어려워 보시나요? 아니죠?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발 짚고 왼발 90도가량 꺾어주신 다음에 오른발 돌리면서 왼쪽 어깨를 땅으로 붙여주시면 왼쪽 어깨를 땅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. 자 이게 이 동작은 아직은 아직은 하우스턴운 같지 않다고요? 여기서 점프만 살짝 똑같이 여기서 점프만 살짝 돌면 하우스턴운 gainer 완성입니다. 네, 처음 시간에는 하우스턴, 즉 gainer를 한번 배워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가요? 네, 한번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그 기술을 tutorial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